4만 원이고 두 사람이면 3만 원이고 그러니까 네 사람이면 차 하나를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더 싸네 얼마라고 네 사람이? 4만 원 4만 원 그래서 4만 원한 사람 주는 거야 Oh, it's like we've always known it. Even though it's new, I can already tell. Oh, that this feeling. I wanna savor every thought on my mind of you and I getting together. Gotta tell ya, gotta tell ya. 이거 고를 것도 없네. 이거 브레이크를 잡아야 고르는 거야. 잡으면 다시 고려야 돼. 옛날에 경강역 경? 아 Oh it's like we've always known it Even though it's new 오, I can already tell All that this feeling is taking over 여기가 그 청량리 가는 이렇게 춘천에서 청량리 왔다 갔다 하는 열차예요 gonna savor us. 여기는 아직 안 뜨는데 남쪽은 다 익었더라고.